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driving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탈 차는 저기 보이는 M2 CS CS를 탈 거예요 요거는 M8 CS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요거 타봤으니까 이제 새로 나온 네, M2CS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M2CS입니다 기존에 그랑 다르게 splitter 일체형으로 입고 아, 미쉐린 타이어가 미쉐린 스포츠 컵2 이걸 돌아 나가네. 와. 팝콘 <laughs> 소리 죽인다. <laughs> 이게 컴포트인데. 이번에 우리그룹 직선줄에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모두 변경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운전대 있는 M2 버튼 눌러주시고요. 운전대 있는 M2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액셀 끝까지 밟아보시면서 조금만 세게 밟으면 바로 바로야 바로 지금도 좀 나가네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2CS 예, 시승을 마쳤고요 마치겠습니다.